課長 하이 가져와 하이 가져와 하이 이리 오 하이 가져와 가자 하이 장 바꿔 가져와이 갖고 공 갖고 공 갖고 아이 가져와 나오세요 하이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하이 오 하이 이리 오세요